New TOPIK Master Final 실전 모의고사 TOPIK 1 초급 이 CD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물들은 한국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다락원의 문서로 된 허가 없이는 복제나 배포, 변형, 출판, 방송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1 실전 모의고사 1회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우산이 있어요? 우산이 있어요? 이번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요? 3번 언제 학교에 왔어요? 언제 학교에 왔어요? 4번 여기에서 은행까지 어떻게 가요? 여기에서 은행까지 어떻게 가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늦어서 미안해요. 늦어서 미안해요.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6번 내일 한국어 시험이 있어요. 내일 한국어 시험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어서 오세요. 여기 수박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여기 수박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저는 치즈케이크가 먹고 싶어요. 맛있겠네요. 저는 딸기 케이크를 먹을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치즈케이크가 먹고 싶어요. 맛있겠네요. 저는 딸기 케이크를 먹을게요. (8번) 어떻게 해드릴까요? 머리를 짧게 잘라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해드릴까요? 머리를 짧게 잘라주세요. 9번 한국어 사전은 어디에 있어요? 한국 소설 오른쪽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어 사전은 어디에 있어요? 한국 소설 오른쪽에 있습니다. 10번 5시 영화 성인 두 장 주세요. 죄송하지만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5시 영화 성인 두 장 주세요. 죄송하지만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너무 예뻐요. 어디에서 찍었어요? 제주도에서 찍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너무 예뻐요. 어디에서 찍었어요? 제주도에서 찍었어요. 십이 번 어디에 사세요? 저는 한국대학교 기숙사 312호에 살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에 사세요? 저는 한국대학교 기숙사 312호에 살아요. 13번 오늘 시험이 몇 시에 있어요? 오후 1시에 있어요. 늦지 마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시험이 몇 시에 있어요? 오후 1시에 있어요. 늦지 마세요. 14번 다음 주가 생일이네요. 무엇을 받고 싶어요? 저는 운동화를 받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 주가 생일이네요. 무엇을 받고 싶어요? 저는 운동화를 받고 싶어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여기 메뉴판을 보고 주문해 주세요. 네, 조금 이따가 주문할게요. 먼저 물 좀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메뉴판을 보고 주문해 주세요. 네, 조금 이따가 주문할게요. 먼저 물 좀 주세요. 십육 번 저는 이 버스를 타면 돼요. 수미 씨는요? 저는 아직 버스가 안 왔어요. 먼저 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이 버스를 타면 돼요. 수미 씨는요? 저는 아직 버스가 안 왔어요. 먼저 가세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민수 씨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세요? 저처럼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을 쉬시고 여행하고 계세요. 정말요? 민수 씨도 어머니와 같이 여행하면 정말 좋겠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세요? 저처럼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을 쉬시고 여행하고 계세요. 정말요? 민수 씨도 어머니와 같이 여행하면 정말 좋겠네요. 18번 일요일에 여자친구와 콘서트에 가요? 민수 씨가 표를 예매했어요? 아니요. 여자친구가 표를 예매했어요. 정말요? 그럼 민수 씨는 맛있는 저녁을 사야겠네요. 네. 그래서 음식점을 예약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일요일에 여자친구와 콘서트에 가요? 민수 씨가 표를 예매했어요? 아니요. 여자친구가 표를 예매했어요. 정말요? 그럼 민수 씨는 맛있는 저녁을 사야겠네요. 네. 그래서 음식점을 예약했어요. 19번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왔는데요. 어서 와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6개월 정도 커피숍에서 일한 경험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커피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왔는데요. 어서 와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6개월 정도 커피숍에서 일한 경험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커피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20번 요즘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럼 내일 하루만 휴가를 쓰고 집에서 쉬는 게 어때요? 지난주에 쉬었는데 계속 피곤하네요. 머리도 많이 아프고요. 그럼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럼 내일 하루만 휴가를 쓰고 집에서 쉬는 게 어때요? 지난주에 쉬었는데 계속 피곤하네요. 머리도 많이 아프고요. 그럼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세요. 21번 민수 씨, 내일 여행 갈 준비는 다 했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아직 준비를 못했어요. 고기랑 일회용 접시, 컵, 숟가락, 젓가락을 사야 하는데 하나도 못 샀어요. 저희 집에 일회용품은 다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갈게요. 고기만 사가지고 오세요. 정말요? 진짜 고마워요. 내일 출발하기 전에 사야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내일 여행 갈 준비는 다 했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아직 준비를 못했어요. 고기랑 일회용 접시, 컵, 숟가락, 젓가락을 사야 하는데 하나도 못 샀어요. 저희 집에 일회용품은 다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갈게요. 고기만 사가지고 오세요. 정말요? 진짜 고마워요. 내일 출발하기 전에 사야겠어요.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22번 민수 씨는 어디에서 물건을 많이 사요? 저는 주로 마트에 가서 사요. 마트가 집에서 가깝고 물건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에 가면 더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아요. 민수 씨도 시장을 가보는 게 어때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갈 때 같이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는 어디에서 물건을 많이 사요? 저는 주로 마트에 가서 사요. 마트가 집에서 가깝고 물건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에 가면 더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아요. 민수 씨도 시장을 가보는 게 어때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갈 때 같이 가요. 23번 어제 텔레비전에 나온 모델 이수미 봤어요? 아, 나도 봤어요. 요즘 그 모델이 정말 유명한가 봐요. 그 사람 헤어스타일도 유행인 것 같고요. 맞아요. 저도 요즘 날씨가 더워서 이수미처럼 머리를 짧게 자르고 파마하고 싶어요. 저한테 그 스타일이 어울릴까요? 네,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텔레비전에 나온 모델 이수미 봤어요? 아, 나도 봤어요. 요즘 그 모델이 정말 유명한가 봐요. 그 사람 헤어스타일도 유행인 것 같고요. 맞아요. 저도 요즘 날씨가 더워서 이수미처럼 머리를 짧게 자르고 파마하고 싶어요. 저한테 그 스타일이 어울릴까요? 네,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24번 컴퓨터가 또 고장이 났어요.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은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 볼게요. 컴퓨터가 고장 날 때마다 돈이 드니까 아까워요. 그냥 하나 새로 사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컴퓨터를 산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냥 6번 지난주에 주문한 옷이 아직 안 와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문하신 옷이 다 팔려서 새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아직 못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언제 옷을 보내주실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쯤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옷을 주문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해요? 네. 손님, 죄송합니다. 환불을 원하시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29번 30번